아니 이게 마이크가 공인 줄 알아 아 그래서 그러네 어 이거 공인 줄 알아 이게 뭐 냄새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자, 이리 가져오세요. 와, 이거 뭐예요? 아, 뭐 비켜. 나오나오 이거,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요. 내가 좋아하는 트위스예요. 오치. 오치. 찾을 수 있어. 건데 페퍼 건데 페퍼 기세 너무 많아요 기세야 자, 브랜디드. 자, 브랜디드. 예쁠 건데. 끝나 하이나 노라고 노라고 노라고 노라 노라 아니 노라 아 나야 놀아주지. 어.